주인 봐봐 이, 사, 이 사람 알바인가? 판은 너무 깨끗하고 9끝까지 너무 깨끗했습니다. 주인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의리를 존중해줬습니다. <laughs>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한테 이 호텔을 추천합니다. <laughs> 갑자기 너무 알바 같은데? 알바 이거 썼어. 나, 나 10달러 주고 나 이거 쓰죠. 여기는 마이너스를 주고 싶다 <laughs> 마이너스 별을 주고 싶다 여기는 여기서 너의 돈을 아,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일단 샤워가 기능하지 않다 <laughs> 샤워실이 있는데 음. 샤워가 안 나온대 <laughs> 어, 잠깐만 우리 아마 여기서 살 거야 너 왜 웃겨? <laughs> 아니 우리서 사면 너울 거야 지금 <laughs> 나 지금 와 어, 샤워실은 전소가안 되고 그리고 욕실은 곰팡이가 있고 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침대? 어? 사람이 모양이 <laughs> 그 그대로 있었는데 <laughs> 그러니까 거기서 다 자나 봐. 이렇게 모양 있고. <laughs> 와 너무 무섭고 불쾌했다. 당신의 돈 쓰면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여기든 자지 마세요. 그럼 이거 세이프 좀 해. 진짜 나빠. 어. 이거 2개월 전에 새로운 거야 이 리뷰는 4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다 나쁜 거네 이 호텔은 10분 10분 이내에 물이 꺼진대 10분마다 <laughs> 물이 꺼진대 에이 무서워 거의 신심아니에요 반에 10분마다 꽂이고 훨씬 침이요 예. 우리는 이거 잠지 못해서 20분 내내로 그 호텔을 떠났대 <laughs>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바닥에서 돌아다 그 바닥에 음. 이렇게 곱게 하지 못했대 너무?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아. 들이 이렇게 아. 걷는 거 아, 너무 싫어?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이렇게 어, 어떻게 이렇게 됐어? 그러니까 바닥이 너무 더러우니까 애들이 걷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아, 엄마가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계속 아, 이렇게 아 그래서 20분 내내로 떠났다고 어 이순이 나는 아,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그냥 노아가 닫지 않았대 문 응. 문이 닫지 않았고 와 무서워 이, 이, 이게 우리는 절대 다시 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 여기 하나 둘셋 끝날 거야 아 멈, 멈춰야 돼 멈춰야 돼요? 오케이 난 눈에 잡고 멈출게 하나 할렐루야 어. <laughs> 번 그래도 그나마 3번다 괜찮은데? 3번이야 3번은 진짜 그 뭐지 수면은 뭐, 수면은 뭐예요 3번은 고시원 호텔 나쁘지 않았다 고시원 호텔 여기 고시원 호텔이 그 페어웨이네 그럼 음. 맞아 페어웨이다 음. 와 우면이야 이게 여기 가봐 오마이걸 여기다 Oh my god. no. Uh, uh, wow. Super 8 뭔가? Super 8 왼쪽에. 오, 야. 어. 어, 여기다 맞다. 어, 차좀 많네. 생각보다. 와, 이 ATM 미쳤어. 와, 이 80년대 ATM이야? 뭔가 나왔어. 이거 나왔어. 20, 20, 이거, 이거 뭐 안 써? 안 쓰지 마. 그냥 그만해. 죽었어, 얘들. 뭔가 죽는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말. 그래서 어? 그냥 죽었어. 그래도 한번 해봐. 해봐. 왜? 다른 거늘어봐 그래도 왜? 해봐. 어차피 이거 반전 못해. 다시 할 수 없어 그냥 넣어 아깝이잖아요 아 거워 알았어. 빨리 해 알았어. 먹으래 뭐 그래 나왔어 뭐 먹고 싶어? 콜라? 어 거, 뭐든 다 괜찮아 어 투덜러 소라 쏘라 마했어 아 씨부레 다쏘라 마했어 그냥 먹었어 소라우디야 그냥 여러분들 모텔 옆에 있는 밴딩 마신은 먹튀 마신이에요 진짜 믿지 마세요 까먹었어 먹었어 그냥 먹튀 마신이에요 진짜? 이상하네 물 파는 거 없냐고 물어보면 안 돼? 그분한테? Excuse me. Excuse me. 뭐그 컨비니스 편의점 어디 있는지 물어봐줘. Convenience store. 응. 아. Where is the? Excuse me. Where, Where is, is convenience store? <laughs> 말을 하나도 안 해. 그때 그, 그때만 엄청 큰 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팁을 안 주니까 그냥 무시. 아, 처참했다. 일본어로 말하면 괜찮나요? 하루에 한 개밖에 없어 어쩌라고 음. 베개는 두 개 있는데 왜 타월을 한 개야 우리 미인 언니 문 열어야 겠돼 야, 진짜 드라이기가 없어. 뭐라고 해야 저기 안에 열어봐봐. 내 닭고기 진짜 좋아해. 물 마셔. 그냥 먹기 말한 사이. 맞아 여기서 절대 판거 키지 마. 뭐? <laughs> 아니 핸드폰 아. 니왜 떨어지지 뭐. <laughs> 무서웠어? 미안해 울지마 너 울고 있어? 너 울고 있어? 언니? 너 뭔가 울는 것 같아 이 하나도 노야잖아이 어? 노잖아 나 몰랐어 그만할래 우리 그냥 정신 차려 몇 시야 지금 1시 야 지금 한시야 진짜 반정하자 너무 늦었다 아, 반정하자 응. 반, 반정하자 와 머리 다 죽. 여기 어디에요? 내힘 됐어.